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우엉조림이에요. 우엉을 식초물에 한 30분만 담가주세요. 예, 쓴맛을 없애기 위한 작업이에요. 여기에 간장과 맛술과 물 2컵을 양념을 미리 만들어 놓아 주시고요. 다음엔 팬에 식용유와 들기름을 밀대 3호를 넣고 볶아주세요. 예, 어느 정도 볶아주시다가 미리, 미리 만들어 놓은 양념장 구워주시고 끓여주시면 돼요. 네, 졸이듯이 국물이 다쫄 때까지 어느 정도 졸여주시면 되겠어요. 끓고 있죠? 많이 졸았네요. 네, 그 다음에 올리고당을 4스푼 넣고 깨를 뿌려주시면 완성이랍니다. 심장에 좋고 다이어트에 좋은 우엉조림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